여기는 제일 처음에 머물렀던 호스텔 주변입니다 맨 처음에 왔을 때 여기서 가까운 곳에 호스텔 이 있는데 그 호스텔에서 묵었죠 그리고 바로 옆에는 1900 아, 199바트 한국 돈으로 약 음, 8,000원 가까이 되는 부페가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고 없는 거 빼고 다 했습니다. 대박 부페 가보실까요? 내가 한번 먹었던 디저트 한국 같으면 팥빙수 같은 그런 집인데 오늘 또 있네요. 오늘 또 오토바이가 엄청 되어 있는 거고요. 손님이 만땅 대신에 만땅입니다. 와우 역시 엄청나게 많습니다. 이게 실화냐 이렇게 사람이 많을 수가 있어요. 하다가 음악 좋은 데 있어서 삼천포로 빠져서 못 먹었습니다. 가기 전에 이 집에 한 번 더 와야죠.